Whoa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에 미엘치시에서 프링 맵소킹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매운데. 그런데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 매워 아 소스가 매운지 얘가 매운지 소스 안 붙여서 먹어볼게요 소스 안 붙여도 너무 매워요 불닭 불닭볶음면 전도 부다부다 매운 것 같아요. 아도잘 제대로 안 나오네 불타부터 매운 것 같아요 진짜 매워요 teu nome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, 이 치킨이 처음 먹어봤는데 불닭치킨부터 너무 매웠어요 네 아, 눈물까지 나왔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